자, 아이콘킥 남자 오픈으로 4강전 시작됩니다. 팀메이커의 고공상팀의 경기가 자, 결승의 아, 비트네이트가 어떤 팀이 될지 팀메이트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월요일 네, 대과 에너스포츠 지대표니다 진행되겠습니다. 에 A조팀 팀메이션의 공2023 대표팀의 한진의 대표팀과 에너스포츠 대표팀 진행되겠습니다. 9공9 3 4대1 팀메이터 아시스트 2023 돌파 자매의 대표님이 끝내고 먼저 3시 2분 외곽 Usman all Thank you. 김덕철입니다. 한성 갖다 주고 가야 돼. 자, 이제 모든 경기는 A부에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이 님 선생님이자 A부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신다 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공동상 우리사님과 컨퍼런스의 모두 인적 등록 후에 공동사면의 시상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끝까지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이 안내입니다. 1분 다음 경기 남자 5승부 4강도 이제 화면적인 분께 에너 진행됩니다. 진행되니다 Paulina Caetano. 굿패스 네. 웨이더 남으셔서 1분 50초 거리 시간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궁무사 멀리서 자, 공원부상 부상원의 선수을 요청되겠습니다 44번 정원입니다 넘게 남아있습니다. 백골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리바운. 계속됩니다.

Ganha, Fel. 있습니다. 남자 5등급 투맨 매직 6등급인데 에너지 투맨 매직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장민이야, 신명이야, 구공구사. 다시 잡았고요. 5초 남았습니다. 득승 진출이 가까워집니다. 득점에 성공. thank you.